그럼 평양까지는 택시비 얼마 나오나요? 아, 그럼 평양간 차 그럼 평양까지 나 몰라요. 네, 네. 아 이거 어디 아 맛집 있어요? 네? 맛집 마, 맛집 아 유민 임식. 아니에요. 아 이거 아, 아 면동 면동 동대 아 면동 동대문 아 어디 어디 아 맛있어 임시 말고 광장시장. 네, 아, 아 어디 맛있어 임시 있어요? 네, 맛있어 임시. 아, 네, 아 동대문, 아, 아 광장, 아 어디 맛있어? 기사님 이대로 부산까지 가주세요. 기사님 이대로 부산까지 가주세요. 기사님 이대로 부산까지 가주세요. 좋죠. 이거 빵이 이거 빵이야. 아, 이거 뭐 아니에요. 부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여기세요. <laughs> 우리나라에서 제일 밑에요 아, 명동가요? 네, 명동, 명동, 네, 명동, 명동, 가세요. 아, 남대문 가. 이건 명동가요? 아, 아 아니요 아, 남대문 가세요 남대문 가세요 감사합니다 애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가세요가 아니라 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와요 아 맞아요 가주세요 그래야지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laughs> 예, 남대문 있어요. 네, 네. 여기 들어가세요. 네, 예, 감사,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예. Ask the taxi driver. 아, 맞아요. Okay, let's ask. Okay, let's ask. 오빠. 아, 안녕하세요. 이거 안산 어디예요? 안산. 안산. 네. 아, 아. 등산로가 어디예요? 사루가 어디예요? 이건 몰라요. 하... 아, 안녕하세요. 안산, 안산에, 안산. 안산요? 네, 안산. 어... 주, 주소 불러보세요. 주소. 주소. 네. 스테이션 스테이션 아, 안, 아, 안산 아, 마운틴 상산 안산 하이킹 안산 안산 그 줘봐요 뭐 네. 네. 기사님 연세대학교 대우관 별관으로 가주세요. 연세대 안산. He's gonna stop somewhere and then read. Okay, come on, ready, ready, guys. 네네네네네. 네, 네, 네, 그거 안 돼. Slower, please, Susan. 연세대 뒷산 이름이 안산이에요. 유리 홍콩 사람이라 길 잃어서 탔어요. 뒤로 산으로 올라가라고? 아, 아 일단 산으로 올라가 볼게 네, 산, 네, 산. 네네네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주세요. 거기 입구가 한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오케이 네,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We are going to the museum right now. The entrance to the mountain is nearby. Ask somebody how to get there. I just secretly hoped you went to Ansan City instead of Mountain One. If I go to Ansan City, oh my. We are at the right place, guys. We're good now. 네, 이제 괜찮아요. 그거라. 아저씨,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이었던 거예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아, 우측으로 요그 저기 그게 안산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기사님 기사님 기사님 기사님 안산시까지 가려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기만 한 거예요. 큐큐큐 안산이라는 다른 도시가 있다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 그리고 아, 이 친구 등산하러 가는 거예요. 아, 네. 아, 5만 원.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네. 그럼 평양까지는 택시비 얼마 나오나요? 그럼 평양까지 나 몰라요. 몰라요. 평양까지는 뭐예요? 100만 원, 100만 원. 아, 그냥 바지 100만 원. 네. 오,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 기사님 말도 안 통하는 친구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전운전하세요. 네, 네, 네, 네, 저는 헝컨, 네. 헝컨 사람. Mmm. Wow. The flavor is so good. What the? I didn't expect this. It's like peppery and it's good.